Thank you. 있어? 일로 와봐 아이야 닭이야 일로 와봐 우와 동물들은 이미 저로 갔어. 가, 가, 하이 가자. 가자고요, 가자고요, 가자고요. 해퍼 나 절로 갈 거야, 일로 와. 일로 와, 가자. <laughs> 재미재미 수영해! 페퍼는 <laughs> 뺏으려고 기다려요 <laughs> 페퍼 이리! 페퍼 이리! 잼이 기다려 잼이 눈 눈에 모래 들어갔어 따와 뺏으려고. <laughs> 옳지. 오이구. 이리 오세요. 페퍼 이리 오세요. 옳지 뛰어 페퍼거이 페퍼거이 자 페퍼거이 어 가져와 잠수할 수 있는 사람 <laughs> 자 이거 어떻게 가져올 거야 이거 가져와 하이야 하이야 원만 여기 있어 하이야 원만 여기 있잖아 거기 어 거기 거기 거기 어 거기 거기 우리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엄마 어떻게 이리 우리 엄마 갖고 <laughs> 우리 엄마 갖고 엄마 쯔미 <laughs> 쯔미 우리 엄마 어이구 하이 일로 와봐 하이 일로 와봐 하이 일로 와봐 하이 원반 여기 하이 여기 하이 원반 원반 원반 원반 하이 원반 갖고 와 <laughs> 머리 어 머리야 잠수가 안돼 페퍼 이 페퍼 여기 원반 여기 있잖아 페퍼 여기 원반 여기 여기 원반 거기 있잖아 페퍼 여기 원반 Thank you.